저번화에서 정인이 지호에게 선을 그은 후 다음날 저녁 정인은 기석을 만나 식사를 하게 되고 지호 또한 현수를 만나 답답한 마음을 표현한다. 누군지 말 그러냐? 여자. 그니까 어떤 여자? 아, 지난번에 되게 맛있게 먹더니 응? 오늘은 별론가 보네? 아니야. 그냥 좋은 여자 이게 씨 아, 그 언니는 잘 사시나? 무슨 의미야? 아, 의미는 뭐 아, 형님하고 잘 지내시나 해서 부부가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그래 응? 좋아 아 대체 뭐가 좋냐고 그런 게 말로 설명이 되는 거냐? <laughs> 어라? 그래서 결혼에 더 기대가 없는 거야? 그 문제 시간 갖는 걸로 동의했잖아 다시 잘해보자본 줄 알았는데 아 이거 진짜 전례 없이 미쳤네? 미치기 전에 정리했다 벌써? 노력할게 우리 사이가 노력을 해야 될 만큼 안 좋아진 거였나? 왜? 그럼 계속해 아이고 놀고 있네 혹시 누구 있어? 없어. 야, 그 뭐 정리한 거냐? 그래, 하고 있어. 그렇게 되게. 없어? 없어. 확실해? 어떻게 확인시켜줄까? 이유가 뭔데? 힘들 게 뻔하니까 네가? 기석은 끝내 지금까지 평소와 다른 정인의 모습에 회심의 질문을 하게 되고 그런 정인은 거짓말을 하게 된다. 그 여자가 현수야 왜? 누가 자꾸 거짓말하는 게 제일 싫다면서 이제 거짓말을 해 이름이 은우예요? 거짓말 잘하더라 술 마시잖아요 술 마시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난 거짓말이 제일 싫던데 야, 그 사기꾼이네, 그거. 야, 그, 그 사람이 하는 말너 절대 믿으면 안 된다. 딱 한 번만 내 마음 가는 대로 하면 벌 받을까? 이기적인 마음을 가져서라도 정인과 함께하고 싶은 지호. 그렇게 다음날 저녁 정인이 일하는 도서관의 기석과 지호는 찾아가게 되는데 어, 안녕하세요. 어, 어 안녕하세요. 네. <laughs> 아, 오랜만에 보네. 아. 뭐 정인이 만나러요? 네, 아 그렇긴 한데 연락을 안 하고 가지고 이제 톡보내라고 끝까지 깜짝 휴해요. 여기 있어요. 이렇게 정희는 지호가 온 사실에 당황해하고 반면 기석이 온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. 왜 이렇게 놀래요? 어? 지금 밖에서 잠깐 기다려. 나 하던 것만 정리하고 바로 나갈게. 어디에요? 나왔어요. 통 못 봤어요? 왜 답을 안 해요? 습관이에요? 혹시 봤어요. 그래서요. 왜 피하는데요? 우리가 뭘 했는데 지호 씨하고 내가 뭐라도 했냐고. 하자면 할래요? 처음부터 얘기했죠. 난 정희 씨하고 친구할 자신 없다고. 그 얘긴 끝났잖아요. 그래 친구하기로 했잖아. 그럼 형한테 얘기해봐. 우리 친구라고.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같이 있는 거 봐도 의심하지 말라고 내가 할까요? 지금 어디 있어요? 어디냐고. 잠깐 얼굴 보고 얘기해요. 지금 나한테 보면 이정인 다시 못 돌아가. 숨길 수 없는 마음에 답답하기만 한 두 사람. 정희는 기석이 발에다 주고 지호 또한 집으로 돌아온다. 소주 한 잔 하실래요? 잠시 올라갈까? 내일 미팅 준비할 거 많다며. 그렇긴 한데. 괜찮으면 갔다가 그럼. 날키우 동안 학교 선생님한테서 전화가 올 때마다 엄마 아빠는 참 무서웠어. 제인. 집에 있대. 좀 전에 톡 왔었어. 아, 된다 그럼. 우리 지호가 이번에도 1등을 했어요. 지호가 경시대회를 나가야 합니다. 제인이도 있는데 뭐 왜? 날 정기적인 잠자리 상대쯤을 생각해? 아니 아빠는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해 아무것도 못 해줘서 야 너 말을 뭐 아, 내가 널 그렇게 대한 적 있어? 방금 아왜 이래 또 어? 은우는 어떤 이유로든 나한테 온 거예요. 아, 뭐 일부러 시비거리 찾는 거야, 지금? 아, 그리고 뭐 사귄 사이 그게 뭐? 그뭐 허락받아야 되는 일이야? 아빠. 나 잘 살고 있어. 엄마 아빠가 잘 키워주신 덕분에. 적어도 물어는 봐야 되는 일이야. 아, 그냥 싫으면 싫다 그래, 차라리. 그리고 걱정 안 해도 돼요. 어느새 걱정하지 말고. 내가 내가 정말 잘 키울 거야, 오늘. 가짜는 핑계 갖다 붙이지 말고. 그래, 싫어. 속 시원해? 조심해서 가. 지호는 답답한 마음에 아버지와 진솔한 대화를 나눴고 정인 또한 답답한 나머지 언니에게 전화를 걸게 된다. 언니. 응. 나 기석 오빠 배신하면 안 되겠지? 좋아하는 사람 있구나. 정인아. 내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요? 뭘 해줄 수 있는데요? 건너오지 말아요. 하, 그럼 안 될 것 같아. 아니야, 그런 거 아니야. 내가 언니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한 건데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다. 난 네가 한 가지만 생각했으면 좋겠어. 네 행복. 나도 언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. 결국 답답한 마음에 서럽게 울음을 터뜨린 정인. 과연 이 둘이 사랑이 간절히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?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은 꼭 잊지 말아주세요. 저는 그럼 다음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